준비하시고 재밌게 해봅시다 요번에도 3 2 1 렛츠고 배치해서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중거리로 쏘세요 好像。 Finish! 내려왔어 불이 끄나? 다 터졌어. 자, 올라가자!